행복이다 행복 사랑 뭐야 이거 우리가 쓴 거야? 이 암이 딱 보니까 내 글씨네 이거 맞죠? 맞죠? 이제 글씨 맞죠? 나네 우리 제이홉 제이홉 다 다해야 돼? 어디에? 아, 제이홉 제이홉 봐봐 이거 제이홉 우리 제이홉 오 맞아 맞아 암이 진 맞아 맞아 그 제이홉 어 맞아 토닥토닥 남준 토닥토닥 남준 나난 뭔데? 어, 이거 어려운데? 야 이거 어렵다 안녕 이거 정국이 아니야? 아, 나 아니야? 나안 했나? 아니 아니 아니. 안녕 지민이 아니야? 어, 누가 정리기 싫은데? 어, 어. 느낌표가 내 거다. 느낌표 아, 그래? 하는 거 그래 그래 그래. 어? 지민이. 오. 야형 맴. 방자랄이네 방자랄. 맴자랄 맴자랄. 아, 이거 황석이 형이고. 그래. 잘. 이게 제이오. 사랑 남준이다 사랑. 사랑. 어 아닌가 정국인가? 야 이 하트 제이오. 어? 어. 어 맞아 맞아 맞아. 아 이거 무조건 맴자랄 맴자랄 맴자랄 등장. 이해하세요 맞아 맞아 이 성의 없는 그룹 누구야? 난거 같은데 어 이게 이게 내거 같은데? 아, 이게 내 거야 아 그래?